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을 light up the sky like that drink, get hijacked, don'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Though come, come, on, Nico, and shine like the stars Come me, so dirty